주면 되는 거고 엄청 난데 줄 데가 없어 한번 이 타이밍에 주는 거잖아 그 타이밍에 줄 데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쏠 수 있는 거야 익숙해지면 동작 하나하나의 요소들 이런 거 합해서 만드는 거야 외국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요소 요소 교육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기술을 알고 그래서 이제 크면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거야 어렸을 때는 연습을 하는 거고 예, 익숙해져야 되니까 오른손 한 손으로 받아서 땅 튀기고 똑같아 땅 지금은 박자가 좀 없어 제자리에서 일단 땅 받아 공을 받아서 공이 이렇게 오잖아 오면은 받고 퉁 뜨고 쭉 밀고 슛 쏠 때만큼은 빨리 쏴야 돼 박자를 끌어놨기 때문에 땅 nice nice. 캐치해야지 캐치 캐치해야지 캐치 캐치 지금 리듬이 없었어 어 지금은 그냥 치자마자 그냥 이렇게 갔거든 위로 퉁 한번 떠야 돼 good. Nice, nice. 더 낮고 빠르게 밀어야 돼. Nice, nice. Nice. 그러니까 수비가 이렇게 맞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옆으로 그렇지 하면은 이게 따라가 박자도 끊겼고 따라가기 힘들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이야 이렇게 좋아 좋아 좋아 느낌 살아 Good, good. 뭐이래야다 driving 많이 파잖아. 들어갔을 때 일단은 one two step으로 멈출게. 뭐 잽하고 여기까지만. 하나, 둘, 셋. 그치. 이렇게 멈추는 경우 많단 말이야. 여기서 뜨는 거야. 뜨는 거야. 두 발 다 멈추려. 못 본다니까 지금 다 해다 용병들 다 해. 용병들은 해. 근데 어, 마크랑을 한단 말이야. 어. 나도 아, 아는데 포켓 드리블이라고 이 옆으로 여기 근데 포켓이 여기로 왔어. 이거 안 돼. 위험해. 이것도 위험해. 일로 가져야 돼. 일로. 봐봐. 어 여기 일로. 여기 니은자를 만들어봐. 그치. 딱이 위치로 와야 돼. 들어도 안 돼. 버튼이 굉장히 많이 했어. 이것도 멈췄을 때도 포켓이야. 봐봐. 더 완전 끊어놓고 해야 돼. 이렇게 쌓아도 된다고 덤블, 덤블을 살짝 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이렇게 띄우잖아 선영이 같은 경우도 아 이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아직 잡지 않은 거지 그리고 맨 끝에 step back 할 때만 잡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먼저 잡아버리면 트래블링 느낌이 강해서 그래서 여기서 잡는 거야 여기서 끝에 이런 식으로 쏘는 거야 그리고 멈췄을 때 행동이 되게 중요해 너 원래 하던 것처럼 패스 보는 것처럼 보면은 이제 상황을 보고 톡 미는 거 그렇지 그렇지 good, good. 지금은 오른발이 닿면서 점프를 뛸 거야 one two nice nice 시합 때는 더 강하고 빠르고 낮아야 돼 진짜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야지 바로 바로 멈춰 상대방을 보내고 올 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지금 근데 발이 한 번 더 닿았어 이 잔발이 한 번 더 닿았어 어. 그냥 깔끔하게 원투 퉁 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거, 이것처럼 아니지 아니지 멈춰서 패스를 보는 척 하는 거지 돌아가 드리블이 여기 있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이거 이 봐봐 이거 오케이 아니잖아 그럼 만약 이거는 어퉁 제자리에서 뜨는 거야 상황 보고 또또 어? 발에 뭐 있어? <laughs> 멈추고 퉁 멈추고 퉁 그렇지 그.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멈춰가지고 주면 되는 거고 멈췄는데 줄 데가 없어 한번 이 타이밍에 주는 거잖아 그 타이밍에 줄 데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쏠 수 있는 거야 익숙해지면 적응이 되면 그리고 훈련 반복 훈련을 계속 하면 Go. 하나 둘 셋 이거 speed stop이라고 하거든 one two step 빨리 오는 거 이게 눌러야 돼 근데 오르면 늦게 오면은 그 다음 동작이 할 수가 없어 One two. 그렇지 Good. Nice. 일단 처음은 멈추는 게 먼저 원래 멈추던 것처럼 약간 점프라기보단 두 발을 공중에 그게 점프지 내가 못하는 쏘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이런 류의 step back이 용병에도 많이 써 그리고 오늘 이어가는 기준이야 용병에도 많이 하는 거 멈춰서 이런 거 많이 쏘잖아 뭐 leg 치고 가다 이러면서 멈추면서 이게 퉁이 옆으로 가면서 퉁을 하면은 수비도 오고 있단 말이야 제자리에서 떠놓고 수비 앞에 있을 때 제자리에서 떠놓고 해서 여기 쏘는 거 One, two, 밀어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시작 One, two, good, nice. 시작 따당 퉁 밀어 오케이 한 번 더 시작 따당 퉁 오케이 천천히 해도 돼 시작 하나 둘셋퉁 nice. 시작 하나 둘셋 nice. Good. 이제 알겠지? 이거 100%한 번만 해봐 아 100%라 80% 빨리 빨리 시작 둘, 셋, 넷. Good. Good. 이제 앞에 보는 것만 하면 되겠어. 오케이. 이거는 일단 어차피 많은 훈련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고 있고 step back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triple threat. 그러니까 볼을 잡았을 때 공격법.